涙涙涙涙涙涙涙涙涙涙어이 잘한다 냇물은 흐르다 강으로 바다로 만나듯 우리는 언젠가 스치듯 만날 납니다 이슬처럼 빛처럼 이 땅에 떨어져 만난 너무도 간절한 우린데 어쩌다 어쩌다 만날 수 없는 남이 되었나 다시는 다시는 볼 수도 없는 남남이 되었나 아, 아 아, 아. 남이다 남이다 남이다 남이다 사랑이다 야 우리는 남이다 남이다 남이다 남이다 남이다 <laughs> 머물지 않고 떠나는 첫바람처럼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남이다 예! 야 남이다 남이다 어쩌다 만날 수 없는 마음이 되었나 다시는 다시는 볼 수도 없는 남남이 되었나 아, 아, 아. 남이다 남이다 남이다 남이다 남이다 남이다 남이다 남이다 남이다 남이다 머물지 않고 떠나는 저 바람처럼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밤이다 머물지 않고 떠나는 저 바람처럼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남이다